저 이제 뭔가 세상이 바뀌고 너무 귀엽잖아요 아 귀여워 흥분이 돼요 되게 애기 같고 귀엽고 너무 귀엽잖아요 그냥 막 하는 거 모든 게 다 귀여워가지고 자주 이렇게 만지고 자꾸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이렇게 만져대고 막 질척거리고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서 하는데 <laughs> 좋아요 대놓고 한번 야자 타임 드리게, 드릴게요 네. 어. 네. 네. 자 시작 동표야 네 아, 귀엽다 너 감사합니다 어, 그래? 형은 어때? 너무 좋죠 아. 어 귀여워 동표 동표 귀여워 고마워요 동표 형 좋지 잘 어울리는데? 네네 아 좋습니다 동표 어, 동표 이자고 놀리지 말아요 얘는 아, 지도 애면서 공부한테 귀엽답니다 제가 생각하는 비주얼 센터는 스타쉽의 송형준 연생입니다 그냥 운동보다 이렇게 야외 사니까 훨씬 싸 귀여워 형준 왜 이렇게 아, 너 1년 뒤면 형준이한테 맞을걸? 어디서 배웠어? 너 1년 뒤면 형준이한테 맞는다? 네? 얼마 안 돼서 그래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Your picky o o b come h o 머리카락 만들어서 귀여운 머리카락 머리카락 머리카락 원래 이렇게 안 생겼는데 2대8 2대8? 이거 5대5 어, 다행히 아시는 것 같네 어, 귀엽다 이렇게 제일 잠이 많은 멤버가 누구냐 도현이지 도현이 아니요? 아니야 근데 민이야 은사기 형은 좀 되게 자연스러운 그런 귀여움이 있는 것 같고 약간 웃을 때도 되게 애기 같고 귀엽고 아이도내 거야. 아무도 말이야. 아무도 말이야. 아무도 말이야. 아, 제대.